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코크 크런치랑 이거는 페레로로쉐 조개롤 맛있게 봐주세요. 이거는 조개 모양이에요 조개 모양인데 마카롱 마카롱인데 조개 모양 여기 안에 초코크림이랑 어 페레르로시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제 꼬끄 크런치라고 저는 이제 인절미 인절미 쿠키 겉부분은 쫀득쫀득하고 안에는 바삭바삭하고 맛있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